안녕하세요 샤이니 원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샤이니 민호입니다 네, 지금부터 샤이니의 추측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원우 형은 약간 데뷔 초고를 볼 것 같은데 <laughs> 아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마이미유 끼조임의 그거 아 네슨 도르마 네슨 도르마 아, 네슨 도르마 제가 네. 오페라를 부른 네. 적이 있어요 오페, 온유 형의 오페라 음. 네. 전 그거 같습니다 네 아니고요 저는 샤이니의 비올때 Everybody 했었던 무대를 음... 굉장히 좋아합니다 민호는 그냥 제가 귀여웠던 무대를 좀 하나 꼽을게요 제가 민호를 봤을 때 귀여웠던 무대 도쿄돔에 처음 가서 이제 개인 무대를 하는데 야구 복장을 음... 하고 나와서 노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너무 너무 너무 귀여웠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엄청 밝은 그런 기운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무대가 레전드인 걸로 해주세요 네 오케이. 맞아요 네. 제가 봤을 때 온유 형은 지금 리더로서 굉장히 고충도 많고 힘들었을 지금 10여 년의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막내로서 이제 행동을 하고 싶지 않을까 네, 추측해봅니다 맞죠? 막내 맞죠? 뭐 막내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긴 한데 사실상 제가 뭐 막뭐 뭐 리더로서 <laughs>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했던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음... 리더도 <laughs> 괜찮은 것 같아요 네. 민호는 리더를 한번 해보고 싶지 않을까 음...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역할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때요? 아닙니다. 전 막내를 <laughs> 하겠습니다 아, 막내? 네. 보니까 생지도 어, 못한 그 하극상이 음. 최고인 것 같아요. 아. 태민이한테 당하는 게 많네요. 확실히 그렇죠. 네. 아미고 어때요? 뮤직비디오에도 거의 주인공처럼 나왔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? <laughs> 가사를 얘기해달라니까 왜 갑자기 뮤직비디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? Never gonna be the same, yeah 무슨 가사지? 같은 자리? 아 어때요? 좋아요?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또 잘 맞춥니다 이거는 온유 형의 목소리가 너무 돋보이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In My Room이라는 데뷔 초에 곡이 있는데 거기에 온유용 1절 verse 잠들지 않는 밤에 눈을 감은 이 부분, 이 가사 어, 불, 불면증이면 좋겠다 아니 그 가사가 좋다고요 아, 가사...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? 나갔다 와 나, 갔다와 환기, 정신 차리고 환기하고 있습니다 아... 죄송합니다 가사 자체가 잠들지 않는 밤에 눈을 감으면 잠이 안 온다는 건데 그녀로 떠올린다가 그 다음 가사가 그래도 잠이 안 오면 좀 괴롭지 않을까 나갔다 와 빨리 <laughs> 민호는 아무래도 태민이의 아들로 태어나는 게 가장 또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분방하고 특색 있고 우리 아빠가 태민이다 멋있잖아요 음 틀렸습니다 <laughs> 어, 저는 없긴 없는데요 그래도 이제 태어나야 된다면 어, 우리 키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괴롭히는 느낌 아버지를 괴롭힌다고요? 네. <laughs>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가수가 된 것처럼 네. 아 어. 물론 지금은 너무 좋아하시지만 걱정하셨으니 예, 걱정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키군을 계속 걱정시키게 하는 그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온유 형은 약간 제 아들로 태어나지 않을까 <laughs> 저 근데 이 상황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. 왜냐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구나 하고 많은 성격이니까 민호 아버지께서 엄하시더라도 저는 그냥 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상황에 맞게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유 형은 눈안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어? 정답이죠? 어, 너무너무 정답이에요 인어는 누나 너무 예쁠 것 같았는데 메리요? 저도 누나 너무 예뻐어요 이거 봐 네. 맞죠? 네. 그런 게 어딨어 원래 그 정답 쓸 때 1번 아 1번일 것같았데 4번 찍으면 정답 1번이면 틀린 거잖아 우유부단해서 그래요 틀렸어 <laughs> 어, 난 로켓단 좋은 것 같아 어, 민호가 민호 민호가 오니온 로켓단. 네, 저는 독뱀지가 좋습니다. 로켓단이 사실 좀 활동이 짧았기 때문에 그 독뱀지는 노래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. 엊그제 우리를 한 10년 넘게 같이 해주던 그 댄서 형이 있어요. <laughs> 근데 그 형을 아주 기가 막히게 따라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진짜 멤버 모두가 자지러지게 웃은 기억이 있는데 하나가 들어가지 않을까 음, 맞긴 맞습니다 그렇죠? 네, 맞긴 맞고 근데 그거보다 더 웃긴 일이 있었는데 지금 잘 기억이 안, 잘 기억이 안 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온유 형이 가장 많이 웃은 날은 아틀란티스 뮤직비디오 찍을 때 감독님께서 밝게 해달라고 해서 해맑게 웃은 날이 가장 많이 웃지 않았을까 아 맞죠? 그럴 수 있죠 네 어,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네, 마리클레르 8월호에서 우린 만날 수 있는데요.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